미니라는 게 용량이 적거나 부분적인 흡입을 원하는 경우에 지방 흡입에 붙는 명칭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짧은 수술 시간으로 인해서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고 통증과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압박복 착용은 짧은 기간에 끝내거나 착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 분해주자는 지방을 분해주고 해 지방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부분적인 체형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짧고 통증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그만큼 단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부위와 큰 체형 개선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술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